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의 메뉴가 양갈비 스테이크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즈도 준비했어요 스밀라마라힘스밀라마라힘 대박 맛있어 냄새 보도록 여러분 오늘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양, 양고기는 오랜만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면 양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